사야 되는데 이게 용수 왜 이러고 있냐 용수 내가 뭐 연기해야겠다 오늘은 스킨즈 4일차 귀엽게 나온데? 사회 악입니다 쩍벌남 사회 악이야 쩍벌남들은 특징이 다정함이 없어요 더 벌렸 더 벌렸어 지금 여기 여기 네. 여기는 그냥 별로예요 완전 다정하죠 그럼 다들 앉는 자세가 빵점이네요 저처럼 가부좌를 틀고 앉으세요 음 그렇지 그렇지 이건 어때요? 뭐야? 발을 두번 구웠어 어떻게 했어? 벌써 다 먹었네? 내 거 좀 줄까? 내가 너한테 커피를 나눠준 아름다운 모습 도착해 yes. 자인사하 알고 보니까 인사 규준이 형 커피도 아닌 거 아니야? 자 이제 안녕 라이언 여러분 안녕 저희 이제 리허설하러 가볼게요 이따 봐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연습 팩신거 아니에요? 아더 가까이 보고 싶었어요 얘를 할게요 아 그래요? 형나나 근데 이거 이거 돌려주셔서 어떻게 하는지 몰라 카메라가 확대돼 있길래 준혁이가 너 확대돼 있는 거아니까 이거 버튼 누르면 준혁이 뒤로 안 되는 거야 안 보여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준영이 시고 잘했네 맞아 준영이가 너무 확대돼 있어 이러면 너 확대한다고 근데 오늘 들어갔단 말이야 아, 예. 잘 알아들었던 거 아. 오케이 아. 잘 가셈 빨리 가셈 <laughs> 오케이